춤춰보세요 춤춰보세요 춤춰보세요 <laughs> 하 찍이네 아니 녹화가 가방인데? 이거 호지차. 그러면 이거나 이거. 어? 차였구나 이거. 진짜 고급이다. 이게 맛있다고 하는 게 없다. 눈 통증 했어요 <laughs> 뭐. 그 내려놓고 그 위치 맞추고 식상이래 <laughs> 귀엽다. 뭐가 보여? 기다렸다 자세히 기다렸다. <laughs> 왕자님 어디 가시나요? <laughs> 너무 예쁘다 아! 와 뭔가 되게 야자수가 왔네 오 꽃이야 꽃이 있어? 오. 음. 소소하게 있어. 음. 너무 예쁘네. 존버한다. <laughs> 나올 때까지 존버. 비 오니까 또 느낌 있다. 짜잔짠. 싫어? 코로나 싫어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와, 뭐부터 먹지? 이거 먼저 먹어볼까? 와. 이게 갈릭이랑 버터랑 두 개 나눠져 있다고 하거든? 와.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나? 많이 식긴 아, 이게, 했지만 이게 좀 많이 식었으니까 먼저 응. 와. 아, 버터 맛있다. 와. 갈릭이나 봐. <laughs> 음. 어, 근데 되게 큰데 이거? 이게 그러게. 진짜 이게 두 개일 수도 있겠다 그치? 와 Wow. Wow. 와 대박이다 이거 뭐야? 이거 한입 어떻게 먹어? 음. 음. 음. 그러게 역시 음. 고기라서 음. 음. 어 근데 맛있어